오늘은 찹쌀떡에 담긴 바구니를 물고 있는 푸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태성입니다. 영상을 올리는 오늘은 2019년 11월 12일 2019년 수능이 멀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희 제자 몇 명도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요. 이번 수능을 맞아 찹쌀떡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물고 있는 푸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사용한 앱은 Procreate, 브러쉬는 서유탭에 있는 분필입니다. 그린 모델은 제가 키우는 갈색 푸들인데요. 털 깎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푸들은 털을 너무 바짝 깎으면 푸들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죠? 제가 키우는 푸들은 꼬리와 귀에 곱슬거리는 털을 남겨서 그래도 한눈에 푸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차 스케치는 모델을 보면서 코와 눈 그리고 귀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푸들은 보통 정면에서 봤을 때 두 눈 사이가 눈 길이의 1.5에서 2배 정도 떨어져 있고 귀는 주둥이가 있는 곳까지 내려옵니다. 다리를 그릴 때는 다리 사이의 간격이 중요한데요. 푸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와 몸통과 다리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다리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제 푸들이 물고 있는 바구니를 그리겠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엿과 찹쌀떡을 그리려고 합니다. 보통 집에서 키우는 푸들은 대형견이 아니라서 떡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이 그림은 상상해서 그리는 거니까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 앞에는 글씨를 넣어줄 부분을 그리고 바구니 가장자리에는 잎사귀를 조금 그리겠습니다. 1차 스케치 layer를 두 손가락으로 쳐서 layer 투명도를 조절하고 그 위에 선 layer를 만듭니다. 흐린 스케치 위에 바구니부터 선을 그려줍니다. 선 layer도 스케치 layer와 같은 분필 브러쉬로 그리고 있는데요. 거칠지만 매력적인 브러쉬입니다. 찹쌀떡은 너무 둥글지 않게 타원형으로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떡은 반이 잘려서 떡 앙금이 보이도록 그리려고 합니다. 찹쌀떡 옆에는 엿을 조금 그릴 건데요. 잘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구니 앞에는 수능 대박이라고 써주려고 합니다. 바구니 옆에는 가로선을 그립니다. 쌀이나무로 만든 느낌이 나게 하려고요. 코나입을 그릴 때는 너무 직선으로 그리지 않고 털의 느낌을 표현해줍니다. 푸들은 털이 많을 때는 털의 방향이 잘 보이지 않지만 털을 짧게 깎으면 군데군데 털의 방향이 보이는데요. 이 방향에 유의하면서 그려줍니다. 푸들의 눈은 제 스타일대로 실제와는 다르게 그리겠습니다. 푸들 코도 콧구멍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털의 방향을 그릴 때는 손에 힘을 좀 빼고 그립니다. 그림이 너무 진하게 그리면 그림이 어색해지니까요. 푸들은 머리가 작아서 털을 깎으면 주둥이 선이 잘 드러납니다. 주둥이 선을 잘 관찰하면서 그려줍니다. 귀를 그릴 때는 구불구불한 털을 표현해줘야 푸들의 매력이 드러납니다. 머리와 연결된 부분은 귀가 살짝 올라가 있는 걸 주의해서 그립니다. 귀를 그 귀의 가로 길이는 정면에서 봤을 때 보통 머리 길이보다 조금 짧습니다. 머리를 살짝 갸우뚱거려서 귀의 높이가 조금 다르네요. 곱슬거리는 털은 자주 그리다 보면 오히려 곧은 털보다 그리기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털은 잘못 그리면 어색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꼬리 끝도 곱슬거리는 느낌을 살려서 그려줍니다. 푸들도 비만이 되기 쉬운 품종이라 허리선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키우는 푸들보다 살짝 더 날씬하게 그렸습니다. 달을 그릴 때는 다른 발과의 위치를 비교하면서 그려줍니다. 울퉁불퉁한 다리선도 주의해야 합니다. 털이 짧을 때는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드러나 있는 발톱도 잘 관찰하면서 그립니다. 보통 앞발이 뒷발보다 살짝 큰데 정면에서 본 모습이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다리가 꺾인 부분도 주의해서 표현해 줍니다.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바닥에 가로선을 연하게 그려서 그림자를 표현해 줍니다. 화면을 확대하면서 그림자에 진하고 연한 부분을 그립니다. 저도 이번에 수능을 보는 제자 몇 명에게 찹쌀떡을 사줬는데요. 간식을 물고 있는 제 강아지를 보면서 찹쌀떡 바구니가 떠올라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아지 그림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눈을 그릴 건데요. 가운데 동공을 그리고 그 옆에 반사광을 그릴 자리를 그립니다. 동공은 까맣게 칠해줍니다. 동공 아래쪽에는 홍채 무늬도 그려줍니다. 눈의 위쪽은 진하게 칠해주고 아래쪽은 조금 연하게 칠합니다. 눈의 외곽선은 한 번 더 칠해서 눈을 선명하게 표현해줍니다. 나중에 조정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눈 채색 레이어는 따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눈의 반사광은 하이라이트 layer를 따로 만들어서 흰색으로 칠해주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코도 눈과 마찬가지로 반사광을 표현하면서 칠해줍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채색은 신티크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 길이가 길어져서 채색 영상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에 수능 대박이라는 글씨를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완성됐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